안녕하세요 목공인 여러분 이현진입니다 오랜만에 작품 영상으로 뵙네요 저희 우드리 이현은 이연 머신을 사용하시는 유저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아트 퍼니처 시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유저 김창용님과 함께 이연 머신을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Thank you. 안켈라이로요 대문 큰거한개 짜놓으면 150km 나가요 문, 문한짝이 150km 나가요 <laughs>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짤 때 그냥 장석짜리 계산 안 되고 그냥 짜면 큰일 나